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서울스토어에서 엄청 의류 쇼핑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스토어에 의류 말고 뷰티 코너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길래 그래서 궁금해서 이번에는 뷰티 제품들을 엄청 많이 쇼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메이크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저는 입술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네이컵 페이스 C컵 딥볼륨 립톡스 이 제품을 먼저 발라줄게요. 살짝 plumping 효과가 있는 투명한 gloss더라고요. 되게 촉촉하기도 하고 발랐을 때 아무래도 이름에서 <laughs> 드러나듯이 입술을 빵빵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들어갈 건데 가장 먼저 발라줄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이런 거 인스타그램에서 <laughs> 되게 많이 보셨죠?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엄청 촉촉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기초를 가볍게 하고 이런 부스터 제품을 바르는 게 화장이 좀 더 덜 밀리는 것 같은 느낌? 아까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보셨겠지만 펄? glitter? 같은 게 들어있어서 피부에 좀 윤기를 더해주면서 약간 반짝임을 더해주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롬앤 제품을 사용해 볼 건데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었고 광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고요. 브러쉬도 제가 같이 구매를 했어요. 오늘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사용하지 않으려고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써봤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고 그 브러쉬 모가 들쑥날쑥하게 긴게한 가닥씩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결자국이 조금 많이 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랫한 브러쉬를 쓰니까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그런지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올리브영 퍼프로 대신할 예정입니다 엄청 묽게 흘러내리는 제형이에요 안 흘러내렸네 <laughs> 브러쉬는 조금 아쉬웠지만 파운데이션은 되게 좋더라고요 밀착력도 좋고 얇게 발리는 느낌? 그리고 이제 brow를 그려볼 건데요. brow는 W랩의 hard eyebrow formula 봉사모 ash gray를 사용해 볼게요. W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페이스북 이나 그런 약간 바이럴로 처음에 유명해진 브랜드잖아요. 근데 저는 페이스북에서 유행했던 음, 그런 브랜드들에 대해서 약간 불신을 가지고 있어서 좀 항상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지난번에 친구한테 팔레트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게 W랩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eyebrow도 되게 좋더라고요. 색깔도 너무 과하지 않고 그런 바이럴 같은 걸로 유명해진 브랜드에 대한 불신이 깨지게 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눈썹을 어느 정도 그려줬으면 저는 눈썹 결 살리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레코스의 스키니 트윙카라로 눈 앞머리 결을 좀 살려줄게요.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어서 브라운이랑 블랙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applicator도 굉장히 가는 타입에 꼼꼼하게 발라줄 수 있는 그래서 눈썹 결 살릴 때도 되게 좋더라고요. 눈썹을 그려줬으면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블러셔는 롬앤의 better than cheek blueberry chip 컬러를 사용해 볼 거예요. 그리고 아바마트의 red edition 브러쉬도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에 있는 블러셔 브러쉬로 발라주겠습니다. 로맨치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광고로 많이 봤었고 그래서 사용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늘은 좀 약간 핑크 브라운 톤? 의 네,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서 이 컬러를 선택했어요. 이 브러쉬도 진짜 좋아요. 아바마트 red edition 브러쉬가 엄청 구성이 좋더라고요. 자주 사용할 만한 그런 브러쉬들로만 모아놔서 이번에 아버마트에서 브러쉬를 엄청 많이 사고 나서 느꼈어요. 역시 뭐든지 장비빨이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브러쉬가 너무 좋더라고요. 팔자주름 쪽도 파우더로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loose powder도 구매를 했어요. 슈퍼페이스 real magic filter finishing powder invisible white. 내장된 퍼프를 사용했을 때도 괜찮았는데 아바마트의 파우더 브러쉬 사용할게요. 입자가 엄청 고와요, 지금. <laughs> 엄청 날아다니고 있어. loose powder를 오랜만에 다시 쓰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얼굴에서 이런 중앙 부분은 튀어나오고 외곽 부분은 광이 없어야지 얼굴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한 번씩 쓸어줍니다. 팔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우더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여기가 엄청 번들거리면서 나이가 엄청 들어 보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잡지 화보나 그런 거 촬영할 때도 보면은 꼭 실장님들께서 항상 이렇게 촬영 중간중간에 이런데 이렇게 한 번씩 쓸어주시거든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정말 차이가 난답니다. 특히 사진 찍을 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하는 게. 이제 shading을 해볼 건데요. shading은 세잔나 제품 사용할게요. 초콜릿처럼 되어 있는 게 귀여워서 샀어요. 안에 내장 브러쉬도 있는데 내장 브러쉬가 굉장히 부드럽긴 한데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얼굴에 shading을 넣다 보면 브러쉬 자국이 굉장히 많이 남고 얼굴이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바마트의 red edition에 포함되어 있는 shading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원래는 이런 사선 브러쉬를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사용해보니까 엄청 편한 거예요. 얼굴에 밀착이 착 되면서 필요한 부분에만 딱 음영감을 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요즘 살이 쪄서 그런지 사진 아, 찍을 때마다 턱이 펠리칸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턱 밑에 이렇게 shading을 열심히 해준답니다. 세잔 cheek가 너무 붉지 않은 톤이라서 nose shading도 이 제품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브러쉬는 아바마트에서 shading 전용으로 나온 브러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그리고 Red Edition의 eye base 브러쉬를 같이 사용해 볼게요. 이 nose shading용 브러쉬도 아까 그 shading 브러쉬처럼 얼굴 굴곡에 맞게 돼 있어서 shading을 하기 엄청 편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shading을 해줬으면 얼굴에 포인트가 되게끔 살짝 좀 더 진한 컬러들을 사용해서 eye base 브러쉬로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포인트가 될 부분을 살려서 blending을 해줍니다. eye base를 이렇게 넓게 깔기도 좋은데 살짝 세워서 사용하면은 이렇게 좀 엣지를 살려서 쓸 때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highlighter를 해볼 건데요. Self Beauty Editor's Pick Glamour Highlighter number one Milky Way를 사용해볼게요. 아바마트에서 구매한 highlighter 브러쉬인데요. 이걸로 발라줄게요. 이 highlighter가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입자도 곱고 약간 따뜻한 듯한 톤인데 그렇다고 이게 너무 과하게 막 금동불상같이 되는 색깔이 아니라서 약간 어느 톤이든지 무난하게 쓰기 좋을 만한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이런 색은 진짜 어떤 톤의 메이크업을 할 때든 진짜 유용한 컬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줬으면 도드라지는 부분에 가장 튀어나와야 할 부분에 좀 더 하이라이트를 주는 걸 좋아해서 아바마트의 big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조금 더 highlighting을 줄게요. 이렇게 코끝에 가장 오똑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나 콧대에 꺼진 부분에 살짝씩 이 브러쉬가 진짜 좋더라고요. 이 브러쉬 하나 더 사고 싶어요. shading 할 때도 엄청 좋을 것 같고 이렇게 highlighting 포인트 줄 때도 진짜 좋고 피부가 엄청 좋아 보이지 않나요, 지금?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가 볼 건데요. 문샷의 허니커버렛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사용할 거예요. 사용하기 좋은 핑크 브라운 톤의 색깔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되게 무난한 느낌? 음영감 있는 아이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추천하고 싶은 그런 섀도우입니다. eye base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언더에도 이 컬러를 조금 깔아줄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오브톤에 펄감이 있는 이런 세팅 질감의 섀도우를 under 쪽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어머. 예걸 뭔가 좀 분위기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제 아이라인은 꼬리 쪽에만 살짝 빼줄 건데요. 문샷 Line Performer Liquid 02번 Brown 이렇게 라인을 어느 정도 살짝 그려줬으면 이 진한 브라운이랑 아까 썼던 mauve 톤을 살짝 섞어서 이 꼬리 쪽에 살짝 blen, blending을 해줄게요. 살짝 blending을 하면 아이라인이 좀 삐뚤삐뚤해도 <laughs>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약간 좀 더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면서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 blending 한쪽 안 한쪽 이쪽이 낫죠?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뷰러를 찍고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뷰러는 제가 가지고 있던 시세이도 뷰러를 사용할 거고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용했던 레코스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underlash는 브라운으로 그리고 위에 있는 속눈썹은 블랙으로 이렇게 발라주어 보려고요. 아무래도 applicator가 엄청 가는 타입이다 보니까 속눈썹 하나하나 찾아내기가 굉장히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마트에서 구매한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인데요. 모가 짧고 탱탱한 브러쉬인데 이걸로 눈 앞머리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줄게요. 살구빛, 핑크빛 톤의 약간 shimmer한 섀도우를 사용해서 저는 인중에도 꼭 highlighter나 아니면 눈 앞머리에 터치한 섀도우를 같이 해주는 편이에요. 전이랑 비교했을 때 이목구비가 더 살아났죠?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요. 손앤박 로즈블러링 스페셜 에디션과 W랩의 자석 tint를 같이 사용해 볼 거예요. 베이스로 바르기 아주 좋을 것 같은 차분한 톤의 색감이에요. 엄청 신기한 질감이에요. 엄청 미끄러지듯이 발리는 질감인데 어, 빨리 발라보고 싶어. 질감이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약간 무스 같은 느낌? 이거는 단독으로 발라도 다른 거랑 mix해서 발라도 예쁠 색깔이다. 어, 지금도 되게 차분하고 뭔가 분위기 분위기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세개다 완전 내가 좋아하는 색깔. 이렇게 순서대로 니나, 소피, 렌인데 세 개 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엄청 부드럽게 발리고 완전 완전 추천합니다. 계속해서 W랩 자석 tint Coating Red 컬러를 안쪽에 살짝 blending 해줄게요. 러닝할 때 이 tint를 바르고 뛰었는데 그렇게 헐떡거렸는데도 하나도 안 지워졌더라고요. 아까 소피만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예뻤는데 같이 바르니까 좀 더 생기 있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분위기 있고 딱 지금도 예쁘긴 한데 한 이쯤에 점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샷 Line Performer Liquid Brown으로 점을 찍어주려고요.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고데기도 구매를 했거든요. 보다나 제품이고요. 핑크색으로 뭔가 대리석 느낌처럼 되어 있고 온도 조절도 이렇게 이 조그만 레버? <laughs> 레버로 할 수 있고 온오프 버튼이 있는 이 고다나 고데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전에 쓰던 고데기가 이거였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한 것도 아니고 약간 집에서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고데기였는데 이 고데기를 처음 발견한 게 10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보다 더 된 <laughs> 고데기였던 거죠. 제가 아직까지도 이걸 쓰고 있었는데 아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보다나 고데기를 구입을 해봤습니다. 저는 평소에 스트레이트 헤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슬릭하게 샥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그렇게 머리를 한번 쫙쫙 펴보려고요. 얼마나 잘 펴질지 여기 보시면 오늘로 켜놓으면 이렇게 이때부터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데 온도를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제일 높게 온도를 세팅을 해놓고 예열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좀 이렇게 차분한 스트레이트 헤어를 하려면 가르마를 엄청 잘 타줘야 돼요. 가르마가 희끄무레 하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칼 가르마가 생명입니다. 완전 쫙쫙 펴봤는데 이 고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10년도 더 된 10년도 <laughs> 더 된 고데기를 쓰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보다나 고데기가 원래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이게 되게 얇아서 웨이브 머리를 할 때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용하던 제품은 이렇게 좀 약간 넓은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매한 건 엄청 얇기 때문에 웨이브를 주기에도 엄청 편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웨이브를 넣은 풍성한 헤어스타일을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랑 머리 다 완성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이번에 서울스토어에서 뷰티 제품들을 엄청 많이 쇼핑을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산 구매한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은 이겁니다. 아바마트의 브러쉬가 제2번 쇼핑에 원픽인 것 같아요. 엄청 구성이 딱 진짜 자주 쓸만한 브러쉬들로 돼 있어서 뭐 하나 버릴 게 없고 이것만 이렇게 싸들고 뭐 화장품 몇 개 챙기면 은 그냥 여행 갈 때나 언제나 그냥 엄청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브러쉬가 제일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화장품 중에서는 이 셀프 뷰티 Editor's Pick Glamour 하이라이터 이 제품이 제일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떤 톤의 피부에나 뭐 어떤 톤의 메이크업이나 뭐 핑크기가 많은 메이크업이나 뭐 오렌지기가 많은 메이크업이나 어떤 메이크업을 하든지 다 잘 어울릴 만한 너무 좋은 컬러감의 하이라이터라서 저는 요거랑 요거를 제 이번 쇼핑에 최고로 잘 산 것으로 꼽고 싶네요. 엄청 할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서울스토어 제품들을 보니까 제가 구매했을 때는 이 W랩 틴트가 할인 중이었어서 거의 한 3, 4천 원대? 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원래 가격은 2만 원이거든요. 근데 엄청 저렴하게 구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일하는 제품들을 잘 찾아서 good 쇼핑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일하는 제품 구매하실 때도 할인 코드에 소피아인 서울을 입력하시면 5%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온갖 할인 쿠폰을 적용하셔서 좋은 쇼핑을 <laughs>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